스트레이키즈 필릭스입니다. Today will be a very sweet content. 음. 아. 내 거야. 아니야. 에, 에, 에, 에. 들어가는 건 줄 알았어. 들어가는 건줄 아, 알았어. 많이 얼굴 살짝 보여줘. 네. <laughs>